여러분 엽기 떡볶이에는 새로운 메뉴가 나왔대요 우리가 엽기 떡볶이 하면 허니콤보 조합을 바로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게 2018년도에 홍사운드라는 먹방 유튜버분이 엽기 떡볶이에 중국 당면 그리고 허니 콤보로 이렇게 짠 해서 먹었던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청이 되면서 약간 국민 조합, 국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번에 엽기 떡볶이에서 치킨 사이드 메뉴를 출시를 했대요. 고추맵봉, 버터꿀봉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봉이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두 가지의 치즈 시즈닝과 매운 시즈닝을 뿌려서 총 네 가지 조합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특급 게스트 한 분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딱 세 번을 제외하고는 다 허니콤보만 드셨던 분입니다 <laughs> 대박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이렇게 한평생 허니콤보 길만 살아오신 분 이분을 오늘 특급 게스트로 모셔서 과연 이 허니콤보를 대신할 만한지 한번 추가적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달비까지 6만 1 0 0 0원이고요 결제 어떻게 하세요? 카드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6만 0 원이요? 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6만 원어치 엽기 떡볶이 신메뉴 치킨 사이드 네개다 시켜 어떤 맛일지 하나하나 먹어보자 앙 치킨 먼저 빨리 먹어볼게요 이거 엽떡 먹고 먹으면 무슨 맛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 순한 맛 순서대로 가봅시다 렛츠고 꿀봉의 달콤 치즈 먼저 먹어볼게요 다음 먹어볼게요. 이번에는 똑같이 꿀봉인데 이건 뭐였지? 꿀봉의 매콤 땡초 조합 매콤 땡초는 시즈닝 이름입니다. 이번에는 맵봉에 달콤 치즈 시즈닝을 뿌린 거예요 이 맵봉은 여기 보면은 약간 고춧가루 같은 게 그래서 고추바사삭 같은 느낌? 굽네 치킨에 불닭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맵다 진짜 하... 처음에 얘를 먹었을 때 약간 닭 냄새 같은 것도 좀 나면서 튀김옷도 뭐 그냥 그러면서 그냥 다양한 브랜드의 에어프라이어용 냉동치킨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는 느낌이다. 약간 그런 맛입니다. 그래서 이걸 따로 안 파는구나 이거 아까 만 천 원인데 꼭 떡볶이를 시켜만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찍어 먹으면 먹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엽떡을 먹는데 허니콤보 조합을 꼭 먹고 싶어 근데 양이 너무 부담되고 가격도 좀 부담돼서 완벽하게 비슷하진 않지만 좀 그런 느낌의 흉내라도 내면서 먹고 싶다 하실 때 이걸 같이 시켜서 드시면 음뭐 음, 그래 그 느낌 분위기는 낼 수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을 하면서 그냥 드실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치킨만 따로 시켜가지고 드시면은 아니 내가 이 돈 주고 이걸 이야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전형적인 달달한 치즈 시즈닝 맛이다. 저는 지금 되게 의외였던 게 당연히 꿀봉의 치즈 시즈닝이나 맵봉의 매콤한 시즈닝이 메인이 될 줄 알았거든요. 오 얘가 여기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? 엄청 매운 고추바사삭을 먹는 느낌이에요. 그러면서 살짝 단짠이야. 괜찮다 얘. 요걸 찍어 볼게요 진짜 매워요 저는 찍어 드시는 건 얘가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얘는 과하다 그러면 이쯤에서 짠. 아, 이거다. 그러면은 오늘 특급 게스트 빨리 모셔보시죠. 허 선생님 허니콤보 전문이라서 허 선생님 들어오세요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요거 새로 나온 치킨인데 한번 맛 좀 볼래요? 네. 어때요? 맛있어. 맛있어요? 아빠가 먹어. 아, 아빠 아까 엄청 많이 먹었어. 살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. 살이 많이 없는 것 같아? 응. 그래서 맨날 먹던 다리랑은 조금 다르지? 언니 껍데기가 달콤한 치킨이 맛있어? 이게 맛있어? 응, 둘 다. 둘 다 맛있어? 그러면은 아빠가 여은아 껍데기가 달콤한 치킨 시켜줄까? 이거 시켜줄까? 하면은 뭐 시켜달라고 할까요? 음... 껍데기 껍데기가 달콤한 치킨이 더 맛있어 잘 먹었어? 아빠 저기다가 담아줄게 여은이 엘사 그릇에다가 몇 개 줄까요? 음... 두개두 개면 돼요? 음, 그래 다 먹고 아빠가 이따가 남겨줄게 엽떡 네. 타임 순한 맛이 순한 맛인데요.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추바사삭이 훨씬 맛있다 얘는 고추바사삭이 한70% 정도의 맛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얘는 허니콤보랑 비교하면 비교하면 안 되고 스노윙 치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류의 맛이에요 찍어 먹는 거는 맵봉에 달콤 치즈가 어울리는 것 같고 그냥 치킨으로서도 따로 드시고 싶으시면 은 매콤도 괜찮은 것 같고 꿀봉의 치즈는 어, 저처럼 아이가 있어서 매운 걸 전혀 못 먹는 아이에게 뭔가 사이드로 같이 이렇게 그냥 주고 싶다 그럴 때 시켜 드시면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찍어 먹는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음, 그 좀 그랬어요 <laughs> 아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, 알림 설정까지 <laughs>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